오잘 지냈어? 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. 오늘 느닷없이 오빠가 꿈에 나와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. 흔히들 환승이별이라고 하지. 매일 새롭게 알게 되는 오빠의 모든 것들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라 그땐 속이 메스꺼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. 근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런 오빠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. 오빠가 그런 행동을 한 건 다 이유가 있겠지. 그 사람에게 간 건 다 이유가 있겠지. 이해하고 싶었어.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었나 봐. 난 오빠랑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.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하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어. 이제야 이제야 드디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. 어쩌면 오빠 덕분일지 모르겠다. 덕분에 바닥에 직면을 받고 그거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 이상 무서워질 게 없더라. 역설적이지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. 더 이상 이런 얘기 전할 기회도 없을 거고 굳이 마주해서 좋은 추억까지 더럽히고 싶진 않아. 혹시 나한테 죄책감 가지고 있다면 그러지 말고 꼭 행복한 모습으로 갚았으면 좋겠어. 난 오빠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. 프로 가끔 우리가 생각나면 난 그때마다 <laughs> 그 기억들을 보내주면서 살아야겠지. 아파서 더 예쁘고 아름다웠던 나만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게. 고마웠어. 아무래도 아까 대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다시 사랑하고 다시 상처받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별 극복 방법이요. <laughs> 극복했나? <laughs> 모르겠지만 음, 대나무 숲에 올라온 그분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음, 좀 쉬기도 하고 아니면 바빠지기도 하고 각자만의 이유가 있잖아요. 저만의 이유를, 아, 저만의 방법을 말해보자면 안 읽던 책을 좀 읽어보고 <laughs>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를 내가 다시 받고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많이 치유되고 극복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